Samul namu jil jil kunoin istj, adagahaya halkayo. ISTJ nunjashin ego bek hetsul d. Sunday bang yi sulak hal huwak hi yuli man hi napayad. Go bek habnada. Yak gun e lado huwak shan e dual jian e umayan. Go bek sungong huwak hi yul yul nop e gi we ha. Jo yung hi nol hi yuk habnada. Eluk ges samul jil jil kula su dap dap hadago nu kindamayan. Solution yul al hi yaduli get sudnada. First, Hu waxil hake hogam signal yul nail he yajuja. ISTJA gego bek yul bad ajul shinho lul mah gubone mayan duwat nada. ISTJU kuntuk jin yul mali sok euro jung li han hu. Jung li du wen na yong yul tade lo ISTJA su. Isan hiang yuli yagi hamayan duadnada, nan kujun kajun hinol hiak hanoin salami jat dala. nan duwe sumutmut hi j halil hanoin salami dala. Elon seat euro jik sol juk euro signal yul bonne mayan sub nada, second, al jail tak kail sen ha mul yul jub sida. Al asa jail tak kal kiam ha go sensit mul yul jub sida. ISTJA Gesunmul Uljul D. Mhiyang Bun Ulja Sehigat Chul Sulok. Gauk Effect Ganopar Jibnada, Mhiyang Bun Guwa Hamke. ISTJ Gahiyogu Wajuk Euro Sul Suit Moon Jekum Uljul D. Gachiga Dusan Sung Hamnada. ISTJ Mul Gong Selul Haldi. Aduni Ulojunun Gutshinji. Adun Sunmul Pod Ahalji. Hodsengak Haboseo. Third. Chuwehu ui dan yun sang namja sang Ja mode. Go bet euro hon najuja. Saloma yun yun huwakin het jiman. Nuga sum yul kut nelji. Umul jumul hanun gi yan uga itsub nada. Edistj nun honja game chiguk mashi nun gunanin ji. Hondon hamayan saduk dak galil suitsub nada. Guli Suchu Wehu Uisu Dan Euro, Gebek Euro Honne Junun Gutshik Nada, Gulutge Gebek Euro Attack Ham Young. ISTJ Noon Bukyu Luum Guwami and Han Gam Jung E Don Shi A Dub Nada. ISTJ Nam Juyagi Yang U, Munjago Bek Haya Het Noon De, Mohasabuku Lubgo Mi and go Gulub Nada, So, at Euro Dujal Haju Wayageta Dajim Harmayan Sa, Boundary and Jok Euro Jukul Go op Opnada. 몇 달째 썸 단계인데 먼저 고백을 안 하는 e t j 의 심리 집중 분석 e t j 는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하고 상대방도 호감을 보이면 빠르게 썸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e t j 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혹시 썸과 애인의 중간 단계를 아시나요? 정서적으로 애인처럼 대하지만 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애매한 관계를 말합니다. 검증 과정이 장시간 필요한 이티제는 이런 애매한 상황을 지속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티제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큰 검증은 마쳤는데 혹시 우리 둘을 가로막는 조그마한 장벽이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서로의 공식적인 연인이 되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신경 써줘야 한다는 책임이 생깁니다. 하지만 썸과 애인의 중간 단계에서는 경계선에 놓여 있어서 이런 책임으로부터 한결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이티제가 애매한 상황 속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인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황일 때 이티제는 스킨십 영역에서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가벼운 스킨십으로 인해 상대방의 오해를 사서 갑작스럽게 애인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썸과 애인의 중간 단계에 놓여 있을 때는 상대방의 돌직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애인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한다면 이티제는 최종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티제와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사이로만 남을 것입니다. 먼저 이티제는 본인의 사생활을 먼저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티제 봤을 때 일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사생활을 조금씩 오픈합니다. 그 조건들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지 비밀을 공개했을 때 잘 지켜주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무사 통과했다면 조금씩 이티제의 속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티제의 프라이빗한 사생활을 너무 들어줘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티제와 썸을 타고 있는데 이티제가 자질구레한 사생활까지 공개한다면 상대방을 성별 구분 없이 정말 친한 친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좋은 신호지만 적당히 상대방이 제어해서 섬 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 시작 전 너무 사생활을 공개하면 막상 사귀면 얘기할 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네. 따라서 이티제가 사생활 관련 고민 상담을 요청하면 기꺼이 경청하되 적당히 선을 지켜서 썸, 이성 친구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Sumtadagakjagayin lakikungiyeo bialin istj, adukgahayahajiyo, segagiyushimchumbunsa. ISTJ agahogam yulgakgojiad gunhetnunde, anunalgabjakgi ISTJ gajam sutan silhi yaduli itsudnada, igi yiangu, yalai yuduli jonjay habnada. First, ISTJ noon and he yeo sengak ha and at noon degak jagi flirting yul dang he sia. ISTJ e jang a sia jashin yul jo a hal gala sengak mohet dun salam e. Gak jagi dagawasio flirting yul dang ha mayan. Go sum dochi gagi yeang gi ye ha dushi. John Duke Nal ogi Seumayan Siogi Yeongiyev Hadnada, if, Sunday Bang Egiyev Sok Judgun Han Damayan. Guden Yen Lak Yul Modukun Go Jam a Bia Liebnada gu le ya sang di ui gu wan shin euro bu ta basa nail suit de go sengak ha gi di moon ed nada. Second. ISTJ gi jun jin doga namu bao lasa. ISTJ noon on ae lul shi jak haldi. Shin jun ha ge shi jak ha noon fi yin ed Nai wa sangu won upsi. O len gi gan jiang sujuk yu di gan yul gong yu ha go shika had nada. However, sang de bang e namu balugajin dolul nagalhi yagaha myan. ISTJ noon ji legat muk go sunak balid nada. Isa lam e na lul e yung ha noon ge anil kagabi yab ge bon noon gulka. Skinship jin derganamu bao lado. ISTJUI brain hu wilo ahon sun e sengib nader. Third jail ship g man dodja he bat ah, jewel sang hu wang e ar ah, neil d. ISTJ gagi yojelul shi jack hal d chek sega g sang hu wang ad ha. Yeong san yul han hanjuk e itsub nader. Maji mak yosoyut dun sahu wejuk sang hu wang e. Yugi sub da gub du web nader. Bilok istj gamanhi jo ah noon sandi gurit sadar, bonini sandi Banyul chengi yajul chaji gamodu wegana. Sandi bangi i avdun i uroin hayian i hal sanhu wangi i an Kalkiam he pogi habnada. Bujian sulaun sanhu wang asugi yo jalul shijak hadalado. Mulji anun he le moon jagabal senghago. Giyol gup hedajil suit denoin yachuk yul hagi dimuni bnada. Onul distj duk dak e lulaki yajushi noon bundul yai honin shingo lulgi one habnada. 먼저 문제의 사례를 보고 외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나도 나도. 우리는 지금 몇 달째 이렇게 만나고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사귀는 건 아니다. 둘 중 아무도 우리의 관계에 대해 정립하지 않았다. 그냥 마음이 맞고 재밌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난감해질까봐.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행동을 이티제와 몇 달째 지속한다면 이티제와의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티제는 연인 관계로 접어들면 책임져야 할 게 많으니 썸과 연인 사이에서 하루를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둘 중 한 명이 우리 어떤 사이야? 해야 하지만 현재의 행복함의 소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고백 없이 몇 달째 이런 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진지하게 손절을 고려하세요. 오늘 도시 청해주시 야사감 사합네 드덕닥 제이앙상 율통하 ISTJ와 유아헌인 신고하시 길비 원합네다 ISTJ 월드 멤버십에 가입하시 마연 Secret Bon Indung Fan Yeung Sang, Vlog, ASM Ar-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it Subnader,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e